뒤에요 이제 오늘은 그만 그 뒤에서 뒤로 올랐어

죽었어? 죽었어? 앞에 죽었어? 다른 게 죽었어? 아 제발 아 제발 아, 아 드디어 깼어! 있다면 다시 안 할 거야. 다시 안 할 거야.